아, 그러니까 난 너한테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. 네. 중국에서 너한테 굉장히 큰 돈을 주고 영입을 하려고 했다는 그 내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? 네. 그러니까 뭐 정확한 뭐 정보나 이런 건 아니고 얼마 이상을 준다고 했다는데 페커가 거절했대 라는 얘기를 들은 적 있어. 네. 사실이야? 네. 어 진짜? 네. 상당히 큰 금액인데 왜 거절한 거야?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.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우리가 너무 좋았어? 응? 나 한국 팀에서 뛰는 그게 좋아서?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 가족도 있고 제일 큰건 뭐야 다시 잘하고 싶어서 <clears throat> 나는 거죠 어, 아, 여기에서 프레션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 너의 그런 실력, 선수 실력이나 이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? 어 그런 것보다는 SKT에서 작년에 두고 있었거든요 어 근데 캠핑을 나가면 아. 안 좋은 기억으로 남다 아, 음, 음. 그러면 올해 우승하고 막 흡수고 했으니까 이제 박수 칠때 떠나는 거야? 떠나야 <laughs> 떠, 떠나고 그런 건 모르겠죠